Sixth day? Seven. Seven? Yeah. 호, 일, 월, 화, 수, 목, 금. 금. 아, 목. 어, 목. 세. oh my god. 6인지 7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We are going to go beach. 예! 우리 만남은 사랑의 검심 정보의 요격 정말 선리 떠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하다 도착 다 돼가고 있어요. 아! 어, 가가가가. 너무 예쁘다. 해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토치 릴레이 있어서 성화공송 그래서 성화공송 하러 왔어요 맞다 <laughs> it looks kind of dangerous to me. yeah. Thank you. Recording. you are recording now? It's my streaming teacher. Hi, hi, hi. Say hi. Hi. Hi. this <laughs> is like really cool. Hi. Can I upload on my YouTube? Sure. Oh, really? Oh, oh? thank you. I'm very shy. we will take it uh, like Timon, <laughs> Timon. We will take it easy, right? Okay. Yeah, yeah, yeah, for sure. <laughs> and DJ. yeah. And like the same. Uh, Who, who's calling? Huh? Me? Six. Us? Okay, you can roll now. Yeah. it's a video. It's a video. Yeah. Yeah. Yeah. It's everybody in there. I don't think so. Oh yeah. yeah. Woo! Wow. 한국 국기. 한국 국기. Oh, the fire. Let's go. It's invisible fire. Look at the dog. Oh. Everyone else? It's a Seoul Olympics song, main song. 손에 손 잡고. 대박. Uh, Lucia, yeah. Uh, uh, Graciela, you're supposed to be here. Yeah. Follow, follow, follow. Graciela. 88 올림픽 주제가 나와요, 주제가. 무작고 벽을 넘어 간지 and. 동영상이 순간은 제가 편집하겠죠 <laughs> 오늘 한 일 해변 갔다 오고 토치 플레이하고 인간 오륜기 만들고 사진 찍고 이제 놀고 <laughs> 한국 국기랑 사진 찍을 거임 A bit to the left. Okay, okay. Okay. 아 이거? <laughs> Okay, with flag. flag. Come on, come on, come on. With Korea flag. And Japanese flag.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Come on, come on. Three, two, one. One more. Three, two, one. Okay, perfect. 원복 요청을 통화하라. 어? 진짜요? 어?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원보! Did you call with her, your, your girlfriend? Right now? Right now? No? Just, just photo? Just photo? Video? Yeah. Beautiful sunset. Yeah. 이번에는 현지인 추천 식당을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아마 9시? 아 9시 9시 9시라서 저녁 아직 못 먹었거든요 여기 기본 저녁 시간이 8시여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건너뛰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을 거예요 You come with me to show you the fish. Mm. Okay? So we go and see. Yes, and choose the fish. Μην του δώσει πάρα πολλά, διάλεξε του κάτι ωραία. Τι έχει μπαρμπούνια, έχει τίποτα πλάι. Έχει κοτσομούρε, έχει τσιπούρα. Έχει κοτσομούρε. Α, ωραία, ωραία. Πάντω, ε, can I order for you? Yeah, yeah, yeah, sure, sure, sure. Τρει μερίδε κουτσομούρε. Ε, Στην αρχή φέρ τους φύση. Ε, you know, φέρ τους καλαμαράκια, δύο μερίδες καλαμαράκια. Of course, of course. Thank you. Enjoy, enjoy your, enjoy your meal. 나중에 이제 10년 지났을 때. 어차피 이제 찍고 있구나. And mix. Here you are. Yeah. It was so great how like he yeah. stayed right in the middle and then <laughs> face it. Oh, and